누구야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일어나셔야 합니다. 그렇게 쓰러지셔선 안 됩니다. 일어나세요. 어서요. 일어나야 해.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. 내가 고